2021년 4월 11일 여행 38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예 가보겠습니다 저기요. 조용히 좋다. 뭔 소리야? 장구 소리 뭐야? 북치는 소리 어디서 나 소리야? 어디서 나 소리야? 어, 어, 어 잠깐만. 어, 잠깐. 와. 어. 누구세요? 저기요 그이해 어, 어, 어, 무슨 으아! 아! 아! 아! 저, 와. 와. 어. 어. 어. 뭐야? 누구세요? 어? 저기요. 저, 뭐야, 어디로 사라진 거야? 잠깐만. 저기요. 저기요. 이 순식간에 어떻게 다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. 누구 있어요? 혹시 누구 계십니까? 와, 씨, 뭐 어떻게 가는 수도 있지? 응? 응? 무슨 소리야? 누구세요? 어? 거기 누구 있죠? 어! 어, 어! 뭐야! 어, 어! 어, 어, 어, 어, 어 뭐야! 어, 누구야! 어! 아! 나 도, 도저히 무서워서 못있다나 여기 뭐 이상하다 아, 아. 아.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 누구야 뒤에! 아! 어! 아! 아. 나못 할 것 같아 나 진짜 이거 안될 것 같아 안될것 같아 진짜 거울은 본인 그나 본인을 말하는 게 뭔가 뒤에 있었다니까 아까 지금 그 아! 아! 아! 아 누구야 뒤에!